PGA 투어 4대 메이저 대회 중 가장 오래된 대회 2020년 유일하게 취소된 메이저 대회 2020-2021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미국이 아닌 영국에서 유일하게 개최되는 대회인 디오픈 대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그 골프입니다. 먼저 디오픈 대회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영국 RNA 협회에서 주관하여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영국 잉글랜드 남동부 샌드위치 켄트 지역에 있는 더 로얄 세인트 조지스 골프 클럽에서 개최됩니다. 디오프는 영국 내 10개의 코스에서 번갈아 가면서 개최되는데 이 10개의 코스는 스코틀랜드의 5개, 카누스티, 세인트 앤드류스, 로열 트룬, 턴베리, 뮤어필드, 그리고 잉글랜드의 4개, 로열 버크데일, 로열 리버풀, 로열 세인트 조지스, 로열 리덤, 마지막으로 북아일랜드의 로열 포트러시입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대회 자체가 취소되어 2019년 우승자 쉐인 로리가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최다 우승자는 해리 바든이며 횟수는 6회입니다. 뒤이어 제임스 브레이드, JH 테일러, 피터 톰슨, 톰 왓슨이 각각 5회씩 우승하였습니다. 한국 선수 중 최고 성적 보유자는 최경주 선수입니다. 2007년 대회에서 공동 8위를 기록하였습니다. 2위는 2011년 대회의 양용은 선수와 2019년 대회에서 박상현 선수가 기록한 공동 16위입니다. 디오프만의 전통에 대해 말씀드리면 72홀 4라운드 성적이 가장 좋은 아마추어 선수에게 실버 메달을 수여합니다. 1860년 1회 대회부터 1870년 11회 대회까지는 우승자에게 챌린지 벨트를 수여했는데 1870년 영톰 모리스가 3연속 우승을 달성하여 당시 대회 규정에 따라 챌린지 벨트를 영구 소장하게 됩니다. 이후 1873년부터는 클라렛 저그라는 트로피를 수여하였습니다. 우승자는 진품을 소장하다가 다음 대회 이전에 반납해야 하며 대신 복제품을 받습니다. 대회 총 상금은 약 138억, 우승 상금은 약 24억입니다. 우승자는 월드 랭킹 포인트 100점, 페덱스컵 포인트 600점을 받습니다. 또한 디오픈 평생 출전권 및 각종 PGA 투어 대회 출전권을 보장받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올림픽 등의 사유로 기권한 선수가 24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출전 한국 선수는 안병훈 선수가 유일합니다. 안병훈 선수와 우승 경쟁을 할 출전 선수들 명단이 정말 화려합니다. 세계 랭킹 1, 2위 더스틴 존슨, 존 람과 더불어 로리 맥길로이, 저스틴 토마스, 필 미켈슨, 브라이슨 디셴보 등이 있습니다. 누가 우승 트로피인 클라렛 저그를 차지할지 정말 기대되네요. 지금까지 도그 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 골프 지속 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